그 중국 선생한테 님 배웠는데 커피를 마신 후에 약간 입맛을 다시면, 다시면은 약간 그 커피만의 맛이 느껴진대요 근데 이거는 마셨을 때 살짝 되게 산미가 좀 강한 것 같고 네 산미가 강하네요 이거 말고도 이 커피팩 안에 되게 음. 개가 들어있더라? 7개? 6개가 들어있었는데 나 제가 나머지는 다 먹었었어요 다 마셨는데 제가 마시다가 아 이것도 브이로그로 남기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를 딱 남겨놨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결과 이것도 맛있지만 예멘이라는 커피가 있는데 그 커피는 정말 신기하게도 마시면 되게 뭔가 복숭아 맛이 나는 살짝 그런 커피였어요 그래서 마시, 마셔보고 중국어 선생님께 이건 뭔가 자두 복숭아 맛이 나는 그런 커피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께서도 왔다고 선생님도 드셨을 때 약간 복숭아나 자두 약간 이런 맛이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 원두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또 어떤 거는 막 오렌지 주스를 마셨을 때 끝에 살짝 신맛이 나는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? 그래가지고 그 맛도 난다고 하셔가지고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그걸 찾았어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제가 완전 막 다 내렸을 때 마셨을 때는 산미가 그렇게 안 강했거든요 근데 이게 식으면 식을수록 산미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